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지금 나를 봐. 달골됐잖아. 원샷 할 때까지 발로 차, 발로 차. 술에 한잔 생각나는 밤. 네, 다들 즐겁게 즐기셨나요? 모델 참 잘 뽑았죠?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뭐 하나 할까요? 현질을 좀 해서 우리 세븐나이츠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<laughs> 현질 중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세븐나이츠에서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데 이런 성의를 보여야지 잡화 상점에 루비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거는 제가 원래 샀었고요 지금 이거 나머지를 다 사고 있거든요 뮤비 모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세븐나이츠2와 규티비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 이제 루비 11,736개 쌓아놓고 소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운드 좀 있어야지 이게 또 이게 또 긴장감이 있다고 긴장감 가자 맞아 긴장감 가야 돼 요즘에 긴장감을 너무 안 해서 긴장감이 조금 절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유튜브 각 뽑자 자 가겠습니다 일단 영웅 10팩 제가 무료권이 조금 있거든요 눌러보죠 가자 어? 아야 이거 희귀다 희귀입니다 희귀 다 있는 애들이에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캠을 안 보여줬구나 아 죄송해요 여러분 내 얼굴 띄워놓고 <laughs> 아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아내 얼굴 띄워놓고 강화하고 있었어? 나 혼자 긴장하고 있었어 음. 자한 건더 어? 어? 이거 전설이야! <laughs> 아, 잠깐만! 이거 전설 이거 빨간색 전설이야 잠깐만 <laughs> 진짜 떴다고? 이거 이거 무료 뽑기였는데? 거짓말 기도합니다 어린 양에게 평온을 뭐야 주소서 반드시 지켜드리겠어요 아 이거 있는 건 나도 좋아 근데도 좋아 칼이 여러분 중복을 하면 초월을 할 수가 있어요 세븐나이츠2에 카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, 그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? 잠깐만 오늘 영웅 뽑기는 여기까지만 하겠 이거 너무 우리 너무 좋은데? 우리 너무 좋았는데? 와 잠깐 만 이거 초월을 잠깐 초월 한번 갈게요 뭐야? 잠깐만 이게 왜냐면 제가 이 카린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레벨을 다 해가 초월을 해야 이게 레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와 나 오늘 방송 잘했 나 잘했다 최대 레벨이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월을 이렇게 눌러서 와, 36까지 키울 수 있어. 아까 무빙TV님이 36 할인 들고 있었잖아요. 와... 아니 무료 뽑으로 됐어 심지어. 아, 대박인데? 세븐나이츠에 또 이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장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장비는 뽑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무료로 한번 무료 1회 장비로 약간 간 좀 보고요 가자 사실 여러분 한 개 뽑기는 뭘 안 줍니다 음, 그냥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,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자, 아, 여러분 장비 뽑기는 그 쉽지가 않아요 봐봐 이럴 줄알았어자 이제 진짜 진짜 게임입니다 10회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느낌 안.. 어? 희귀.. 희귀인가? 어, 희귀, 네, 뭐 희귀 뭐,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이제 간다 진짜 간다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아픽긴데 아까 그만했어야 됐나? <laughs> 아, 아까 운 좋았을 때 그만했어야 된다. 아니야 하나 나올만해 음, 음.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. 여기까지만 <laughs> 하도록 마지막 한 번만 더 가? 진짜 인간적으로? 아 진짜로? 마지막 마지막 아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 세븐나이츠 어, 제작진에게 또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아깝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자 자 오늘 여기까지 <laughs> 음 아까 그 카린 나왔을 때 <laughs>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음음자 음.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세븐아이즈와 함께하는 아 오늘 <laughs>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음, 재, 재밌었어 재, 재, 재밌었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뭐 자만감에 빠져서 이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그런 짓을 제가 방금 저질렀네요 어? 어? 이거 전설이야! 아, 잠깐만!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?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봐! 진짜 이거 음... 그거를 딱 그거를 그건 멈췄어야 됐는데 <laughs> 아이 멍충이 그 말을 안 듣고 예. 아! 네 에 네, 아 여러분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해서 네, 오랜만에 앞광고와 함께한 세븐나이츠2 콜라보 큐티비와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세븐나이츠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,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뾰로롱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끝내가냐면 뾰로롱 미소까지 왜냐면 항상 하다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내고 잠깐 섬까지 두겠습니다 간다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뾰로롱 내 나이 박년 22세. 내게 남은 건 풍류뿐이구나. 술 마셔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너무 맛있겠다, 벌써. 아,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.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, 이게, 그러니까 뭐 취하고 이게 아니라 뭐 취했겠지만요. 그냥 기분이 좋아.